Hi guys, I am Joshi. Today's menu, pizza. 3분 안에 먹기 챌린지. 마실 거는 콜라. Are you ready? Let's go! 뒤에가 너무 빡빡해가지고 아 씹는데 못 씹게 돼버렸어요 와 See you next time. Bye. thank you Thank you.